도현이가 되게 상황극을 되게 좋아해요 네, 여분 깨우시고 큐 형님 진짜 귀엽아 진짜 귀여워 볼 때마다 아무도 못 말려 음, 한결 형은 섹시해 보 때마다 형 근데 전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얘를 한결이는 누가 봐도 귀엽잖아요 이뻐 이뻐 근데 왜 그렇게 굳이 그런 식으로 제말을 반대를 하시는지 저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면 맨날 왜냐면 맨날 맨날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불만 있으세요 불만 있으세요 불만 있으세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이런 상계는 귀엽잖요 상식적인 아나 얘는 안 할래 <laughs> 야! 야 하지마 이거 내가 생일 축하할 때 없을 게 선물 있다고 하고 옷장 꺼내는 척하고 미니에 옷적어놓 가고 오 오케이 온다 온다 나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이거 아, 이거 아, 아, 제가 아까 시켰던 거 있어요 그거 근데 이거 이거 제가 아까 시켰던 거 있어요 그거 나도 야너 이쪽이야 아이스크림 말고 아이스크림 말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아주 점점 고수들이 돼가네 요한이를 어떻게 하지? 할 게 없어 이제 이제 요한이가 은근 잘 놀란단 말이야 우와, 어? 야! 귀신 어, 문장을 할래? 어? 형! 괜찮다.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들어갔으면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맞아요. 들어가서 기다리는. 한번 어, 우리 괜찮다. 잠을 자지 말고 얘가 자는데 들어가서 놀래켜볼래 한번? 어 괜찮다. 근데 자는... 너네가 힘들겠지? 잠을 자지 말고 들어가서 놀래킨다. 요한이 형 잡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싸우는 몰카 알는데 오! 오! 오! 오!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귀신 문장을 어, 할래? 오! 오! 오! 재밌겠다. 제일 좋아하는 아니, 아니, 싸우는 몰카 좀, 근데 잘, 잘, 내가 보기 우리 싸우는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돼 아, 우리가 싸우면은 요한이 형한테 발차기로 맞을 수도 있어 그래, 아니, 아니, 근데 아, 이게 아, 싸우는 걸 안 믿어 왜냐면 음, 저희 맞아. 멤버들끼리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요한 형이 안 믿을 거야 근데 그래도 네. 그리고 싸우지를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끼리 우리 싸울 사람이 없 어, 좀 그럴싸해야 네. 믿을 텐데 음. 비 그럴싸해 아니면 그냥 분위기 안 좋아. 여분이는 뭔가 싸우는 타나 야야야야야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laughs> 똑같다 하얀 풍가 가자는데요 도현 신발 좀 신고요 고기 먹자 전화 빨리 전화 빨리 가라 전화